2021년 3월 12일 여행 15탄 스타트 고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우 바로바로미 계세요. 자, 금방 갑니다. 카메라. 다 왔다. 자, 차만 대도록 하겠습니다, 여러분들. 얘들아, 봐서 알겠지만 나는 이래. 내 스타일이. 없으면 바로바로 바로 패스야. 알겠지? 그, 그 뭐지? 따로 그 뭐지? 그 스타터는 잡지 않고 그냥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아셨죠? 이거 사람이잖아. 이거 여러분들 이거 기, 이거 이거 진짜 귀신 아니에요. 이거 진짜 무조건 100%, 100 사람이야. 진짜 레알. 누구세요? 누구세요? 혹시 계세요? 계시면 말씀 좀 해주십시오. 혹시 계십니까? 계시면 말씀 좀 해주세요. 계시면 말씀 좀 해주세요. 계시면 말씀 좀 해주세요. 아 제발 우리 얘기를 하시면 안 될까요? 뭐야? 나와! 아...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?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? 뭡니까? 아, 다 미치겠네, 진짜. 여러분들, 여기가 조금 아까 집에 오 여러분 아까 집에 오색 천 같은 거 걸려 있는 거 걸려 있는 거 보셨죠? 어 조금 나름 유명한 곳이기는 해요. 이 PD들도 더러 왔다 갔고 체험단들도 여기를 알고 있어요. 야이 새끼 야한 거는 녹음된 기계 소리 같았음 아니 그러니까 그 자체가 저기서 뭔가를 보고 있었거나 뭐 영상을 누가 있다 사람 있다 한다면은 뭔가 삼층까지 가볼게 3층까지 일단 삼층까지 가볼게 삼층까지삼층까지삼층까지 가볼게 삼층까지삼층 不要。 누구야? 아, 온갖 BJ들 다 왔다 갔네 여긴 살짝 망자가 있다 하더라도 작기다 온갖 BJ들이 다 왔다 갔어 와 아니 내가 왔었어 이게 아마 한 7, 8개월 됐을 거야 아마 여러분들 여기가 어디냐면 휴지에 불이 붙고 이 커튼 이 커튼이 막 움직이고 그리고 올가미 올가미가 설치되어 있던 올가미가 뭐가 여기 딱 묶여 있었던 뭐 그런 데입니다. 예. 휴지 있는데 불 붙었어요. 그리고 이 커튼 여기서 막 움직이고 열었다 닫혔다 막 그러고 어. 한 7, 8개월 됐을 거예요. 작년 여름쯤에 왔으니까 다른 아 누가 왔다가 아 수샷 보여줘봐 아니 잠깐만 수샷 보여줘봐 그럼 내가 갈게 그거야 소리가 좀 야하다 이거 아니라니까 이거 그냥 이불 널브러져 있는 거잖아 어 그냥 이불 널브러져 있는 거잖아 그냥 바닥 왼쪽에 짧은 머리 남자가 등지고 옆으로 누워있었어 레알 3층화라는 거지 3층 말하는 거지 여러분들 처음에 들었을 때 분명히 기침소리는 저는 망자의 소리는 아니라고 봅니다. 무조건 사람이라고 봅니다. 일단은 저는 제 결론은 그렇습니다. 일단 처음에 <clears throat> 이건 사람으로 보고 있어요. 그리고 잡기는 분명히 있습니다. 분명히 있어요. 예.